싹쓸이? 우리는 길게 가는 사람들이고 싹쓸이는 높게 가는 사람들이야 확실히 싹쓸이가 확실히 잘 될 거야 거기 거기서 안 쓰는 곡들 우리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, 한마디만 해 우리 줘요 우리 줘요 삼겹살 와. 너무 하진 않아 근데 난 원래 이 시간에 먹어 집에서 아니지 나도 조금 아니야 나는 눈뜨고 입맛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어. 어떤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오는 사람도 있어 김종민 아침부터 밥 먹는 거 음. 뭐 유튜브 뭐할 거야? 어? 맨날 이렇게 먹는 거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응? 구독자 많이 생기면 그때 얘기하자 아니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될거 아니야 많이 들어오셔서 들어오면 그때 하면 되 각자 생각해가지고 문자로 얘기하자 우리? 스튜디오 빌려서 노래했으면 좋겠어 뭘빌서 스튜디오 무슨 스튜디오? 녹음실? 그냥 그럼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어 나도 그냥 개인 마이크 같은 거어 어, 들고서 그냥 옛날 그 옛날 그 열정이나 환희 열정 환희 오빠랑 빼가 없잖아 <laughs> 신지 혼자 하는 거구경하자한테 그냥 <laughs> 신지 TV 만들게 그냥 거기서 뭐 앉아서 근데 춤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우리의 꿈 이런 거 독일군 내피셜해서 너네 하지 않았어? 네. 알겠어. 아 나는 그걸 못해. 뭐. 그 눌러 눌러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. 구독과 좋아요를 내 방송에서는 그 말을 오, 오브라더라고. 그래서 너 그것과 음, 그거 그래서 어, 그거 안안 하고 했어. 네, 해야, 해야 돼. 안 하고 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알아 알아서 그냥 해줘. 그래. 네.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아 구독해야지 아, 아 좋아요 눌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? 음. 오빠도 뭐 힘든 거 없을 거 아니야. 준우 오빠랑 하는 거야. 하도 뭐라고 해서 힘들지. 조용히. 홍보 좀 하라고. 오빠 그런 거 진짜 못해. 어, 나 홍보를 못해. 프로그램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입으로 뭐 홍보하는 거 되게 못해. 그 맞아. 난 원래 댓글 같은 거 그런 거 다 달아주는 성격이 아닌데 다, 다 달아드려. 아 그래? 어, 다 달아드리고 근데 그렇게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실버 버튼을 받을 정도가 됐어. 실버 버튼이 뭔데? 10만. 10만 넘으면. 아, 그, 아그 없어. 괜찮아. <laughs> 그때도 달라질 거 아니면 난 애초에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. 그냥 우리가 읽어주거나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나는 그냥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는 다 하는 거야. 내가 10만 어. 개를 다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. 된다 보면. 근데 그럴 일이 없대. 어 근데 지금은 뭐 몇십 개씩 달리는 정도는 그냥 그러면- 다를 할수 있는 데까지는. 빨리 온. 근데 나는 내가 유- 튜브를안 했던 것 중에 어. 하나가 그건 거 알지? 뭐. 악플 보기 싫어서. 아나 앞으로 있어 앞으로 아, 나 앞으로 아, 있어 아니 앞으로 그거 그거 때문에 난 유튜브를 안 하고 앞으 지워준 사람 있어야 돼. 나안 지워 난 댓글 다 달고 어. 앞으로는 안 달아 어. <laughs> 대신 좋아요랑 하트를 눌러드려 아 그래? <laughs> 어 앞으로 해도 댓글- 내가 보고 있습니다 댓글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올 사람만 알아주니. 뭐, 먹어. 그러면 보통 그면 1바 이런 거밖에 안 어. 어, 1바 2바 너무 싫어. 1바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 내 인스타에 어. 금지가 있어. 어. 1바, 2바. 어. 그 등수 놀이 하는 거. 어. 절대 안 돼. 내가 음. 그래서 자, 이제 알아 팬들도. 신지바는 찐득한 좋아. 여기는 <laughs> 너무 금지하면 안 돼. 왜냐면 나는 악플이 있으면 댓글 안 보게 될까 봐. 악플이 여기서 다 걸러주실 거야 악악 아, 아, 아. 근데 알지 나 되게 빨리빨리 보는 거. 어. 그래서 아마도 없애기 전에 내가 먼저 볼 수 있어. <laughs> 그리고 라이브 못하겠어 라이브?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는 음. 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그치 나도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카메라다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또 안 읽어드리면 서운하실까봐 라이브 쓰 그래 그때는 그러니까. 안 봤어 나는 음. 댓글창 음. 그때 그러니까. 오빠랑 빼다만 봤잖아 <laughs> 우리 뭐 할 거냐고 우리? 얘기했더니 아까 전에 오빠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더라? 사람들 구독자가 더모거 보고 어.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한 게 오빠 아니었나?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이거지 골테 제대로 하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형은 그 계속 옛날 거 추억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좋아 근데 그것만 하면 너무 또 올, 진짜 올드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얘 요즘 것도 좀 한 번씩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요즘 너? 건 뭐야? 아, 요즘 건 뭔데? 아 이게 막뭐 뭐뭐 이런 거? 이게 막뭐뭐뭐 이런 거? <laughs> 어디 아파? 어? 망치춤 망치춤? 어, 우와 망치춤이래 뭐야 요즘 거? 그러니까 요, 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차트에서 지금 뭐 아. 순위, 권에 있는 우리 후배 후배님들이나 뭐 트렌디한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한 번씩 해주 해본 것도 봐봐. 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뭐 올- 드스쿨만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 그래서 좋을 거 아니야 old school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old school이야. <laughs> 우리 old school이야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지. 뭐. 너는? 큰 거는 이제 오빠랑 뺄다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. 왜냐면 관찰 예능 같은 거를 나는 안 하잖아. 음. 음. 궁금하진 않겠지만. <laughs> 그래도 우리 셋 중에 유일하게 직공개 안 하고 뭐 음. 이런 사적인 거를 잘 안 하니까 그래도 이건 우리 채널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오픈을 하는 마음은 신비주의잖아 절대 아니야 신지, <laughs> 신지주의 신지주의, 신지주의. 오늘 신, 나는 신지가 우리 코멘트 채널이지만 신지 개인적인 뭐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간다든가 음, 그건 내가 그냥 따로 만들게 어? 어? <laughs> 그래서 네일 아트를 가르쳐준다거 우리 팬분들에게 그치 그 뭔가 그런 것도 신지가 아. 아, 잘하는 것들이 있어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바자 바꿔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좋아 좋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면서 그 어렵지 않은 것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니네 자석 네일이라고 들어봤어? 자석 네일이 뭐야? 이게 자석 네일이야 자석 붙이는 거지? 색깔을 바르고 자석을 갖다 대면 요 색깔이 올라와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다르잖아 어. 이걸 자석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. 신기하지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자분들한테 팁 남자분들은 사실 안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리고 그 백과가 야좀 알아두면 나중에 얼마나 좋니 남자들도 백과는 뭐 다른 어떤 인테리어나 뭐 캠핑 음. 뭐 요리나 어, 뭐 요리, 요리. 뭐 사진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거 간단한 것들 쉽게 한지는 어. 핸드폰 그러니까 너 집에 놀러 가서 네가 요리하는 걸 보는 거야 나는 그냥 난 진짜 하나도 나는 자신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 보여주는 것만 일로 일단 천천히 시작. 그래. 나는 억지로 사실 뭐 맞아 맞아 맞아. 천천히 하다 보면은 조민 오빠 유튜브 하자 그랬을 때 자꾸 나한테 너 노래해야 된다고 노래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러냐고 하라 그러면서 안 한다 그랬던 거잖아. 나 부담을 갖고 시작하기 싫은 거야 가식적으로 막뭘 음.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좀 천천히 친해지고 싶은 거지. 그래. 유튜브랑. 음. 그러니까 형은 형 스타일대로 해. 신지에 강요하지 마. 음. 신지는 신지 스타일이 있고 난 나 스타일대로 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하고 이거 어때? 어때? 나오 나오 나오 싹쓸이? 싹쓸이고 우리 우리고 응. 우리는 길게 가는 사람들이고 싹쓸이는 높게 가는 사람들이야 시작점은 우리가 먼저고 위치는 그쪽이 위고 확실히 싹쓸이가 확실히 잘 될 거야. 그럼. 기사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해 주더라고. 저 그럼 감사드리. 그럼 효리가 음. 나 불러 뭐 불러주 불러주고 했잖아. 뭐? 놀면 뭐하냐고. 거기서 그랬어? 뭐 응. 아 그래? 그러면서 내 칭찬 못 하는데. 아 우리가 이거 키 없다고 키 4개나 키 4개 낮추라고. 4개 낮췄는데 안 올라간다 그래도. <laughs>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싹쓸이 노래 정할 때도 어. 후배한테 잘 어울린다고 포즈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름 나,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나는 되게 좋은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스타일이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 음. 약간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코요테 스타일인데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타일이 확실히 있다는 거지 음... 난 그건 좋은 것 같아 난 거기 거기서 안쓴 곡들 우리 줬으면 좋겠어 얘기해봐 어, 다, 다 버리고 뭐 아깝잖아 카메라 보고 얘기해 빨리 여기 한마디 우리 줘요. 우리 줘요. <laughs> 그래. 돈을 많잖아. 아깝잖아. 그러게 남거 버리는 것들 좀 붙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어울리는 게 따로 있잖아. 맞아. 그지. 그리고 딱 일단은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색다좀 뚜렷하고 오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뭐를 불러도 우리가 부르면 일단 그냥 흐트해지 맞아. 나도 그 먹을 것 같아. Thank you.